들어가 들어가 와. 들어가 여기. 들어가. 들어가 병원 가게. 우와. 들어가. 들어가. 들어가. 발로. 꼬리 넘어. 큰데요 밤에 이렇게 온다면 제가 털이 음, 좀몇개 나긴 했는데 네. 이 정도는 그냥 평소에 뽑아주셔도 될 정도거든요 이게 어 이것도 뽑은 거예요 지금? 방금 이거 뽑았어요 음. 네. 검은자, 검은자의 상처만 유발되지 않으면 괜찮은 건데 음. 검은자는 괜찮아요 여기 각막에 음. 그래서 음. 이게 저번 사진인데 요, 요런 건 이제 안 나거든요. 네. 요런 건 안 나고, 요, 요거가, 요거가 좀 차이 나네요. 근데 음. 좀 이쪽에 있어가지고, 음. 이것 때문에 보호가 돼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거든요.